소중한 내 네, 소중한 지켜주고 싶은 소중한 피부 엄마의 마음으로 지켜주기 위해 피부의 성분 중 하나인 세라마이드로 단단하게 특허받은 수영화 기술로 촘촘하게 유산균 발효 울금으로 촉촉하게 피부와 가까운 약산성 pH 천연유래 세정 성분으로 순하게 연약하고 민감한 피부를 위해 피부와 가장 가까운 천연세라마이드를 사용하여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수분 보호막을 만들어 지켜줍니다. 고함량 저자극으로 오래도록 소중한 내 아이를 지키는 건강한 피부 장벽 애터미 세라베베